저작권 있는 노래 틀면 그냥 제가 수익을 못 가져갈 뿐입니다. 제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아이고 아예 창은 띄어놨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했을 때 저작권이 자동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작권이 이제 잡히는 거고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했던 거예요 4시간 35분 이렇게 되면 동영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 음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걸로 수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자가 수익을 창출함 그래서 여기 있는 제 동영상이 나오는 여기 이제 광고가 뜨면 여기 이제 이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작권자가 수익을 창출함 그래서 제가 노래를 다 삭제해버리면 제가 이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데 이거 삭제해버리면 아마 방송의 중간에 뭐 흐름이 막 끊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삭제를 안 해서 그런 거고 그냥 어, 지금 보면 보통 저런 식으로 그냥 수익을 그냥 가져가는 구조로 잡기 때문에 저기에서 마음에 안 드는 영상을 할 때는 삭제를 할 수도 있고 삭제를 하거나 수익을 가져가거나 이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다 그냥 수익을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수익을 포기하면 이렇게 노래를 틀어도 이제 어, 어느 정도는 가능할 수 있죠 내가 그냥 내가 수익을 풀어버리면 음, 안 가져가면. 윤댕님 저5 0 0다가 차였어요. <laughs> 아 괜찮아요. 좀 너무 상심하지 마. 그거 고백했다가 차인다고 내 인생 쪽나는 거 아니거든요. 남자든 여자든 솔직히 고백해볼 수 있죠. 요즘에는 뭐 남자만 고백하는 거 아니니까 여자도 고백하고 남자도 고백하는데 고백 안 받아줬다고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. 어 그냥 내가 내가 이 사람 좋으니까 내가 고백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내 맘 같지 않대 그래서 그 사람이 거절을 했어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미련이 너무 남으면 한 세 번까지는 고백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 정도까지는 계속 이제 고백도 해보고 음, 고백도 해보고 이제 좀 미련이 없도록 해볼 수 있지만 세 번까지 싫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 내 마음도 정리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내 마음을 좀 정리하고 이제 좀 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.